2021년 3월 9일 여행 1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타로파로미 저 한 석 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있어 이거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라는 의미신가요? 아, 나 진짜. 뭐야? 누구야 이 천벌받을 이제 안으로 들어 어? 들어오십시오. 예, 예. 들어오십시오. 들어오세요. 네.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, 이제. 뭔 소리야? 들어. 들어. 들어오심, 들어오신다, 들어오신다, 들어오신다. 들어오신다. 들어. 들어온다 들어오신다 예 들어오십시오 앞으로 온다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와 와 못됐다. 아,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집에 가야 되겠다. 집에 가야 되겠다. 아. 죄송합니다 떴어 떴어 와 와! 아! 와! 아! 아! 아! 여러분 잠깐 무슨 말 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예? 다시 한번요 너 이 새끼? 예? 너 이 새끼? 너이 새끼? 예? 너 이 새끼? 뭐 찾으시는 것 진짜 무당집에서 빙이 안 걸려 보기는 참 다행이긴 한데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는 원래 여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에 걸려 있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, 이제 노여움을 푸십시오. 예, 예, 예. 아, 좋대. 잠깐만요.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? 이거 뭐야? 원래 깨져 있었어? 원래 깨져 있었네 이게 와 이거 예 혹시 이것까지 셨습니까 아 예예 예, 원래 이것 아예 예, 예. 제 예. 예? 오지마 오지마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저는 들었어요 그 전에 걸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는 오지마 지마 뭔예 앞에 거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것은 지마까지는 들었어요 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데 이런 곳은 가지 말아라 찾아다니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요곳은 요런 식으로 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, 받아들이고 어, 오지 않겠습니다. 어르신 이만 나와보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편안히 계십시오 어르신